어쩌면 올해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고 또 어쩌면 공개 캠핑의 시작이 될지 모르는 캠핑을 간다. 오늘은 그동안의 머릿속으로 추측만 하고 있었던 어떤 구성을 필드에서 직접 실행해 보려고 한다. 국내 가까운 공원에서 테스트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내 구상은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공개 캠핑도 이전에 했던 것과는 차별점을 갖게 되는 시작인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바이크로 이동 시에 추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극동기까지는 무리인 걸 감안한다. 순천강에 도착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영상 2도 정도 예보지만 강원도 노지인 만큼 체감온도는 영하 1도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장 봐야죠. 아니, 무슨 을 봐. 아, 무것도 없어요. 아, 또 없어? 네, 물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 어차피 가야 되니까는 무, 물은 있어야 되겠는데? 물하고 오후 4시경에 도착했지만 산 때문에 해가 빨리 저물 것을 예상해 텐트부터 차린다. 이것은 여름에나 쓸법한 타프 쉘터다.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아직까진 재고품을 팔고 있다. 텐트는 조아캠프의 2만원대 텐트다. 팩도 필요 없는 자립형이라서 어디든 가지고 다니기에 부담 없다. 내 계획의 1단계는 이 tarp shelter를 활용해 내부에 작은 텐트를 설치하여 이중 구조를 만들 생각이다. 역시 내가 구상한 대로 tarp shelter 안에 텐트가 세워졌다. 그 밤에 움직이는 10km 거리의 마을에서 식료품과 장작을 사왔다. 야, 우 이렇게 많이 사왔냐? 메인 음식은 삼겹살. 뭔데? 근데 뭐 이, 이게 먹을 수 있어? 거기다 먹나 봐? 그럼 어디다 구는다고 여기다가? 응. 여기다 먹고. 지금까지 그, 그, 그 날하고 어. 그 전에하고 딱 두 번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고기를 잡네. 그저 그랬지. 쌈장은 아니더라도 파채를 팔면은 그거랑 먹으면 좋은데 또 있지 후식으로는 뜨끈한 국물에 라면으로 속을 음, 채우고 맞네 위자 다 마탱이 같아 거 지금 <laughs> 가져올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두 개가 동시에 마탱이 갔는데 뭐 아그 3년 정도 된, 됐으니까 맛이 갈 때도 됐죠 사용한 침낭은 네이처하이크의 초경량 180g 침낭이다. 계산한 대로 하룻밤에 부탄가스 4개짜리 한 팩을 다 사용. 이 난로는 최소 화력으로 3시간 사용 가능하다. 이미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사용 시간을 미리 파악해놨다. 이것보다 낮은 화력으로 최대 12시간 쓸 수 있는 난로도 출시되었으니 그걸로 갈아타보려 한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런 세팅이 아니라면 이 침낭으로는 절대 못 잔다. 텐트의 벨크로는 다이소에서 접착식 재료를 사다가 붙였다. 2년 전에 작업한 건데 아직도 잘 붙어있다. 짜잔. 헬로. 누구인가? 정리하는 와중에 누군가가 왔다. 아무래도 사이드 박스 브라켓이 부실하다. 박스보다도 브라켓이 단단해야 하는데 보강할 방법을 연구 중이다. 막국수 먹으러 출발! 국수집 도착. 뭐냐 겨울인데 뭐 벌써 뭐 이렇게 밀려 있으면 한3 0 기다려야 사람 기다리곧 있으면 겨울인데 이렇게나 줄이 서 있는 원인이 뭐냐 이거다. 딱히 맛집도 아닌데 그냥 그저 그런 특이점이라곤 하나도 없는 플레이캐스트